thank you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레이크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굽네 치킨에서 반반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오리지널이랑 볼케이노 치킨 마실 거는 콜라 소스 무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맛이 매콤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오리지널 그런데 닭다리가 너무 조그매요. 네, 닭, 닭 애기인 것 같아요. 대박 맛있어요. 볼케이노 치킨이 불닭전도 매워요 그런데 진짜 맛있어요 암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금내 치킨이 진짜 맛있는데 다리가 너무 조그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마리 두 마리 정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아쉬워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